Purple Kiss 선택해 뭐가 나을지 선택에 후회는 없는지 그 누가 뭐라든 내맘 가는 대로 I can change feel like a star